내 이름은 그리고 한국 남자 경식군과 사귀고 있다. 올 때라 이렇게 섹시하지 그리고? 아가리 빨았어? 같이 잠깐만 2층으로 가자. 오늘은 여기서 할래. 나 침대 위에 고든 램지야. 감당할 수 있겠어? 2인분 같은 1인분이요? 예, 셰프 <laughs> 빨리 2층으로 가자 그냥 여기 누워봐 아 그럼 나 불편하고 불쾌하단 말이야 이런 시기가 불편해한다? 이런 시기가 불편해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후쿠오카에 이렇게 바진 거가 연식이 아주 불쾌하게 하고 할수 있으니까 뽀뽀도 하지 마 이씨 이게 토퍼로 들어 허위가 계속되면 그게 거일인지 알아요 변비가 계속되면 그게 서서하지 않다고 그리고 화 많이 났구나 우리 사이 마카 이거 진내를 먹거 아니다 산발 우리 사이 같은 견식교는 매일 밤 나에게 순대를 해주려고 우주로 날아가 그러던 별이 되고 말았다 아우 사람들이 번호 방금이와 허위 계속되면 둘리 개빠지는 물리 과자를 주면 코로 받아먹는 거꾸리를 너 대교대 오그리시마시다